진짜 기쁜 키스를 혼나 이렇게 가고 있어요 아니, 아니, 근데... 근데 저는 이거 봤어요 아니 이거 진짜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는 거야? 그흑기 먼스 먼세븐 안녕하세요 흑기가 을끌겁니다 김경식입니다 하이 <laughs> 저희가 이제 혼인신고도 끝나고 지금 이제 웨딩 촬영을 하면서 이제 결혼식을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음. 지금까지 이제 코디커플 어떻게 만났나요?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이런 걸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 적은 있어요 유튜브 영상이니까 말하지 못했던 사실들이 몇 개 있거든요 오늘 해볼 컨텐츠는 정말 놀라지 마세요 쿠키 커플의 웹툰이 나왔습니다 예! 웹툰 만가 뜨고 외부 망가라는 마치래? 우리를 주인공으로 해서 만화를 그려주셨는데 요거를 이제 보면서 지금까지는 정말 말하지 못했던 우리의 첫 만남에 대한 숨겨진 이야기들 시크릿 스토리 보러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어, 긴장돼 출발 그 흥기히 음, 그럼 뭔가 앱으로 보는 거예요? 애니툰이라는 앱이네요 애니툰? 하지메 때 기타 진짜 망가 어플이야 어, 어 라인 망가 또か と同じだ 뭔가 긴장돼 왜아날씨 카이트 그려줄까나 쿠키 커플 치면 えーちょっと ちゃ木の森もやんおじゃ私可愛くないえー、ちょっと待ってこれ私가족한테보내고싶다진짜요그리고는漫画개좋아하잖아외부만가어어어어에미타이어미타이미와쇼미와쇼오늘은1화를한번볼게요에미타이하이고로그인해야돼로그인로그인시대로그인시대돼에이근데그때당시내가이랬잖아일본이라 와너무잘잘생긴찰 원래 이제 なるほどねこん계기로この극제영화제니 가기로 했던지 아 약간 뭐 그런 음. 거에 대해서 일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비행기 지연으로 인해 다들 지쳤을 텐데 얼른 이동하시죠 매차 오나시야 아. 비행기 잘은 못 알아듣겠지만 친절해 보여 잠깐만요 근데 가오 진짜 저기 저기 쌍꺼풀 두개 있네요 <laughs> 머리 스타일도 약간 진짜 와, 어, 그때 머리 진짜 작가님 진짜 감사합니다 <laughs> 어? 일본에 와서 그러니까 저요. 마, 말해줘 말해줘 일본에 어서 오십시오 아 이런 말도 못했어맞 그때는 너무 가와이니 가리쳐 그랬다네 아 저기 코너이 두근두근했었어요? 이제 만화에서는 보자마자 아. 만눈에 반한 그런 음. 느낌인데 사실 그러진 않았어 그때는 비행기가 지연했잖아요 진짜 피곤해가지고 이런 여유도 없었어요 자기가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피곤해도 예쁜 사람을 아! 네 원래 저렇게 웃음이 많은 건가? 모든 남성들에게 저렇게 근데 진짜 이 생각은 했었어 그리코가 웃는 모습을 되게 아. 보면서 난 그게 너무 매력적이었어 사장님들이나 어른들하고 같이 있는데 쿠리가 너무 잘 웃는 거야 음. 아, 아, 네, 파워션! 제가바디랭귀지를이아 아, 귀여워 아 자기 진짜 바디랭귀지도 많았어 같이 가요 또가 자기 그치? 고, 고우라고 배가 아파요 쿠리코씨 하고 싶은 배가 아파요 쿠리코씨 <laughs> 네, 네. 네. <laughs> 밥 먹자 쿠리코씨 밥 먹자 쿠리코씨 <laughs> 뭐, 뭐지? 갑자기 손을 왜 잡는 거지? 내가 마음에 어, 들었나? 나한테 받아 이, 얼굴이 가장 비슷하다 에? 네? 아 그러네 김영식입니다 아 경식 씨죠? 한국팀 스태프인니 <laughs>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죠 우리한테 어 맞아요 그 사람은 진짜 한국어도 잘하시고 음. 현식 씨한테 뭔가 친구처럼 해주신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한국어를 하기 때문에 음. 쿠리코하고 저 사이에서 번역을 해줬었어요 음. 큐피트 같은 역할이었는데 알고 보니 이 친구가 쿠리코를 조금 마음에 두고 있었었던 저는 사실 모르는 쪽이 했었어요 아... 저 그리고 리프트인 크리코입니다 크리코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 모두 한국어가 가능합니다 맞아 맞아 진짜 대리에서 딱 이 세명 저방 정말 맞아, 맞아. 못했어요 진짜 그때 그때 옷 같아 응 맞아 맞아 えちょっと待ってえここで終わ 에, 에, 그거 내끼르노? 네, 맞잖아. 지, 진짜 이거 백지예요 일단은 무엇보다도 저희를 그려주신 작가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감사합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는 영상에서 말 못했던 우리의 그때 당시의 비밀. 지금 말해도 되잖아. 음, 결혼도 했고. 결혼도 했고 가족이 음. 되었고 우리는 하나고 어젯밤에도 너무 즐거웠고. 음. <laughs> 오, 뭐야 부장님인 줄 알았어요 와 아니 뭔가 간지러워요 저는 이제 기억이 나는 게 그때 당시 내가 이제 일본으로 이렇게 출장을 갔을 때 음. 연락하고 있던 여자가 있었어요 아 소개팅? 소개, 어, 소개를 받아서 카톡은 하고 있었지 누나였는데 음. 누나 내가 이제 일본 갔다 오면 음. 그때 만나자 어 그래 일본 갔다 와서 바로 만나자 음. 그런 상황이었어요 어, 어디까지 갔어요 그 사람이랑 어, 카톡 카톡? 어 카톡 그리고 일본에 가서도 어느 날 일본 도착했어 오늘 첫째 날이서 이렇게 했어 그런 상황이었고 근데 쿠리코랑 사귀게 되고 한국에 돌아와서 그리고 솔직히 말했지 누나 일본 가서 이렇게 여자친구가 생겼다 와 경수야 넌 진짜 인생이 재밌다 아, 일본에 출... 누나가 어, 이렇게? 일본에 출장을 어, 가서 진짜 이렇게... 좋은 사람이네 아마 얼마 전에 결혼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근데 또 쿠리코도 연락하고 있던 남자가 있었잖아요 응 저는 한 번 두 번 식사는 아 진짜로? 어... 식사를 했었어? 어 했어요 술 마셨어요? 한 번은 바베큐였어요 오 어, 바베... 선배 선배 집에서 바베큐라 약간 위험한데 사귈까 말까 하고 있다가 그 남자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생방송도 있었으니까 육지영화제 가고 싶지 않았어요 가장 뭔가 즐거운 시간이었잖아요 뭐 사귀기 전에 그치? 너무 쉬워서 <laughs> 근데 타마타마 기때 자기랑 진짜 재밌게 이야기를 하거나 음. 번역기伝えながら 음. 이야기하거나 와 너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단스 <clears throat>

있네 아니 이거 진짜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는 거야? 가는 <laughs> 데에서 진짜 기쁜 키스를 하고 아니 아니 그렇게 응? 깊은 키스는 아니었어요 아니 콧날 이렇게 가고 아니 아니 근데 근데 저는 이거 봤어요 見て나이ふ리시よ가나때 했잖아요 제가이 안에 하った노 음. 자기가 저한테 ほな手あげたの覚えるほら 그리고私見なく見ないふりした 그 어. 그때 연락했던 남자한테 라인 했어 근데私 만나기로 했어요. 다시. 아, 뭐, 이야! この 영화 남자는 아. 뭐, 그나 이것저것 까고, 뽀뽀하고, 뭔가. 아, 그래 그래 맞죠 맞죠 그렇게 말한 거는 다 사실이었고 그때 우리가 사실 사귀고 있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음. 그리고 그때 나는 여자친구도 없었고 음. 먼저 이렇게 다가오면 뭐 이렇게 그, 프리코 입장에서는 음. 김경식은 어떻게 보면 개 키타나이 그냥 어우 무슨 쟨 세카에 키스만 하러 다니는 음, 세상에 은신물 쓰레기였어 진짜 잠깐만요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저기 있는데 저기 갔다 올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고백을 받아준 이유가 뭐예요? 어... 가오? <laughs> 그 사건 후에 산책했잖아요 음. 근데 이야기만 하면서 3시간 아 그치 그때 아 어. 대화도 안 통하는데 진짜 어. 둘이 진짜 말, 말 너무 많았어 その時にした이야기가何の話か覚えてる기억나요? 가족 이야기 먼저였어요 순수한 사람이네 라고 점점 뭔가 이미지 바꿨어요 자기가 그때 I love you 그냥 이것만 하면 진짜 야베라고했어요 내가 말했네 仕事 꿈, 가족 そ는話をめちゃくちゃしてでもイメージが超좋았어요 그런 일이 있어서 쿠리코가 처음에 제가 사귀자고 하고 사귀었을 때 믿지 않았어요 아맞아맞아 그러고 나서 쿠리코 생일이 10월 2 2일한 한 달 뒤 정도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몰래 왔을 때 그때 이제 쿠리코가 아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다고 하지 않았나요? 어, 네? 맞아요. 안 왔어요? 이때 진짜 실감이 어, 음, 떻게 만났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소개팅 이야기나 음. 몽골 게스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음. 좋은 주역이다 우리 자식이 생긴 거 <laughs> <laughs> 아, 많은 몽골 사람이랑 기쁜 기스 하고 있었어요? 엄마는 뭐!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코가 간지러워요 봐봐 네. 근데 만약에 아들인데 엄마 아빠 저 결혼하고 싶어요 음. 몽골 여자야 오그러니산세 심었어? 아빠가 할 수 없었던 꿈이잖아 <laughs> 아 약간 징기스탄이 되고 싶었던 그 꿈이네 <laughs> 이거 좀 저는 아직 안 입고 있는데 <laughs> 털을 얼마나 만지는 거야 도대체 그랬던 우리가 진짜 이제는 내호적의 쿠리코가 배우자라고 그리고 보호적에 음. 김경식 있고 하는 게 뭔가 음, 신기하네요. 신기하죠. 음, 왜 그때 뽀뽀했어요? 아니 그냥 <laughs> 나는 네. 아니 그냥 뭐가 있나 봐. 저는 웹漫画めっちゃ好きな人だからこんなに自分たちの演技が直るのが진짜 신기해 이 동영상에서 남는 건 김경식 키스밖에 없어요 저는 뭔가 바베큐가 너무 귀엽지 않아요? 바베큐라는 단어는 너무 귀여워 어. 하지만 그 낙하를 보면 은 귀엽지 않다는 거죠 제발 아니 제가 뭐 언제 바베큐 벤티 파티 이런 게안 <laughs> 했잖아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laughs> 야키스기 때 쿠르코 나타리 듣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바베큐 팬티 파티 래퍼야? <laughs>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망했어 진짜 망했어 아. 너 창기